엄지손가락 구멍이야 친구 안니면 동생들인 것 같은데 I o v Thailand 와 여기 진짜 넓다 그러니까 여기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야 처음 봐. 좋네. 난 눈에 자꾸 비가 근데 비가 와서 좀 아쉽다. 비가 와요 지금은. 이거 그 가오나시 같아. 가오나시. 이거 뭔지 알아? 몰라. 지금. <laughs> 이거 엄지손가락 구멍이야? 아니면 내 거만 구멍 난 거야? 더운데? <laughs> 가자 이제 가자 이제 땀으로 땀으로 젖으나 빌로 젖으나 나와 나와 자연스럽게 먹을 거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 또술 드시러 왔어요 제가 술을 왜안 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신났냐고 너갑왜 어, 신났어 왜 신났어 This one <laughs>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해서 130, 130 마트 3,000원 정도 인경이가 사줬습니다 와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은데? 신기해 만드는 과정 되게 이쁘게 해주셔 짠!